가자 아, 저 잠깐만 嗯。 やるよはじゃはじゃやるよ 가자 가자 힘들겠다. 아이고 우리 말랐어 산책하고 목말랐어? 산책고물 먹어 물 먹고 밥도 먹고 해 시간이라고 말랐지 아이고 물잘 먹네 불로 앉아 Marty's TV, TV, Marty's TV, TV, Marty's TV, TV, Marty's TV, TV, Marty's TV. 이거 잘했어. Marty's TV. Marty's TV, TV, Marty's TV, TV, Marty's TV, TV, Marty's RTS TV.